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존득입니다 오늘 컨텐츠 메이플소리 헤어 쿠폰에서 나오는 머리하기 자 일단 대포 나와주시고 어? 변호님 어서 오시고 안녕하세요 아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빨리 후딱 하자 자 일단 눌러주세요 도전! 도전! 1번? 1번 자 뭐지? 제일 예쁜 거 아, 아. 아뭐할게 없잖아요 그러 사실 네. 아 근데 네.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아 왜요? 2분 타이머 내가 내가 들을래 아, 내가 들을래 에이 설마 사람들 하겠어? 어? 5만원 아, 정리 템버리 진짜 네. 뒤질래 진짜? 한6천5 아, minutes later 1번! 오케이! 1번. 자 그럼 눌러보세요 도전! 아! <laughs> 신이시여! 신이시여! 다음 달에 그 메이플 뭐 이상한 거안 걸렸으면 좋겠다. 어, 그거 뭐 이게 벌칙 있다며. 아. 드디어 리세마라 끝냈습니다, 여러분들! 이리 와! 이리 와, 그냥! 딱 대! 저 진짜 근데 뻥 안 치고 살면서 앞머리 저렇게 아. 짧게 잘라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예. 앞머리 길어요 여기 <laughs> 자 토덴머리는 가르마부터 결정이 나요 어떤 가르마? 자 <laughs> 머리가 이렇게 나뉘어 Hi. Hi. 어? 정말 죄송해요. 왜요? 흑백머리가 보니까 예. 아 진짜. 아이 아니 똑같이 해달라며. 아니 어떻게? 보이는 걸 어떻게? 그런 나로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흔적은 남겨드릴게요. 아니 씨발 나왜 없앴어? 아, 왜 없앴어? 아니 아니야. 없앴잖아. 아니야 아니야 직 커버 있잖아 없앴잖아 아직 아니야 원래 여기까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반대쪽 가위바위보? 아, <laughs> 진짜 아니 근데요 뒷머리는 창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뒷머리 상관없 어? 주세요 예? 예? 아 뒷머리 뭘 사다리를 해적당 해니 도박 중독이야 그거 상고는 절대 아니야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. 따라란 따라란 따 궁작자 궁작자 하나 둘셋야 맞네 <laughs> 와 진짜 머리 진짜 어떻게 저걸 족같이 잘라 진짜 아니 근데 예. 손님 중에서 뒷머리 다 투블럭 하신 분들 있어요? 오늘 5 <laughs> minutes later 간다! 하나 둘셋 <laughs> 이거 맞냐 진짜? 어?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토벤 머리가 되는 거죠. <laughs> 어, 지금 지금 똑같아요. <laughs> 의심하지 마세요. 투블럭 하면 여기 찰랑찰랑 거잖아요 벌렁 벌렁. 눈물인가 물인가 잘 모르겠네 이거 아 그거 이제 네. 미리 나오는 눈물이에요 <laughs> 그쵸? <laughs> 네 근데 진짜 족 같은 거 뭔지 알아요? 점점 <laughs> 비슷해져 느낌 오죠 슬슬 이제 물 묻히니까 당신이 이제 족된 거야 이제 진짜 그럼 저 양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네 이렇게 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잠깐 잠깐 지금 이거란 말이야 지금 이거 어. Five minutes later. 혹시 샴푸 하셨나요? 손 넣으니까 느낌 어떤가? <laughs> 머리 머리가 없어요. <laughs> 머리가 머리가 없어요. 저게. 정말 고생 많셨습니다 2021년 메이플 대륙을 시작할 모험가요 들어와라 아. 코벤머리 용사 아, 아, 예쁘게 포즈, 포즈 취해주세요